갑자기요. 많이 들어온다. 하이. 오랜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아키들 갑자기 왔어요, 우리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켰습니다. 맨날 연습실에서 하다가 6천 아 4시 반이라서 다 애매한 시간이었으려나? 아닌가? 좀 애매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니, 그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그때 저번에 했을 때 아직 추웠는데 오늘 내 생일에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 오랜만에 키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밖에서 하니까 처음으로. 응, 처음. 왜 이렇게 뒤에가 그림 같지 않아? 그러네. 진짜 바뀐데. 뭔지 알지? 약간 그거 깔아놓은 것 같아. 가상, 그러니까. 가상 배경. 그니까. 시진 인것 같아. 진짜 그래 보이네, 뒤에가? 응. 진짜 밖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테라스에 있어요. 언니 어디야? 회사 테라스에요. 여기가 근데 응. 진짜 벚꽃 폈을 때 정말 예뻤거든요. 맞아. 그때 벚꽃 폈을 때 사진이 있었을 텐데. 많이 찍었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벚꽃 사진. 그치? 응. 음. 아무튼 있어요. <laughs> 다 뭐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낮잠 시간인가? 주말이라 일요일이잖아 아, 네. 오늘 어. You love me 수담이가 레아는 포즈 취할 수 있나요? 어떤 포즈? 어떤 포즈 원하세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laughs> 나 지금 아파? <gasps> 어디 아파? 아프면 안 돼요. 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 지금 진짜 계절이 바뀔 때라서 또 아플 수도 있어. 뭐가 그렇게 웃겼나?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니?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웃기지 않아? 그쵸?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너무 웃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우리? 레아수담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 오 파트 진짜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곧 더워요 요즘 그니까 너무 더워 우와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사랑합니다 낙기들도 수고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번 달 마지막이잖아요 <gasps> 대박이지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고? 그니까 다음 달에 우리 1년이야 그렇다면서요? 말이, 놀랬잖아요 말이 돼? 와 아, 1년 동안 어떠, 어땠나요? 1년 동안이요? 음. 전 진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음. 그 짧은 1년 동안 음. 진짜 제가 이 시크릿 넘버 하지 않았으면 못할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전 진짜 너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땠어요? 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 그래가지고 작년 그리고 그냥 1년 동안 잊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그지 앞으로도 그니까 아, 몇십 년 뒤에도 이, 이 시기가 생각날 것 같아 디타를 찾네 디타 지타 언니. Where is 지타? 지타 언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까? 밥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쵸? 전화해볼까? <laughs> 놀라지 않을까? 수담 결혼. 결혼? 수담 결혼해달래. 저는 결혼할 겁니다. 오, 갑자기? 얼마 전까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모르겠어요. 사실 할지 안 할지. 아직 우리 어리니까. 근데 하고는 싶어요. 오. 그렇지 않아요? 언니 안 하고 싶어요? 싶지 않아요? 하고는 싶지 않나? 그치 응. 그치 나도 하고는 싶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랑만 나면 가끔씩 이런 얘기예요 같이 실버턴 들어가자고 거기에 같이 나도 껴주면 안 될까? 아, 그치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laughs> 결혼은 아, 아 너무 웃겨 언니는 요즘 너무 건강해요. 음. 진짜.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요즘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맨날 나도. 맛있는 거 먹었어. 그지? 최근에. 응. 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나도. 제일 최근에 맛있었던 게 나는 스시. 얘기했잖아. 음. 아 그거는 맞아. 미쳤었어. 레아 언니가 저 데리고 가준다 했어요. 스시 진짜 맛있어. 나는 최근에 먹은 거 중에 제가 여러분 곱창을 좋아하잖아요. 아 사랑이지. 근데 돼지 곱창 원래 저는 소곱창을 좋아하는데 만 그... 먹었었어? 음. 계속? 음. 아 진짜? 음. 그 돼지 곱창을 어떻게 다 먹게 됐어요. 싫어진 거였어?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먹어봤는데? 네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지 완전 감동했잖아 난 그것도 안 가려 돼지든 소든 진짜? 양이든 다 먹어 별 차이 는난못 느껴 아니야 언니 진짜? 곱창에는 곱이 있잖아 그치 그치 돼지 곱창이 없나? 응. 아니야 그래도 있어. 없어요. 아예 없다고? 응. 돼지 곱창은 그냥 약간 쭈글쭈글. 어. 그 맞지? 그얇 약간 맞아 얇고 쭈글쭈글한 음. 느낌이 아니야? 맞아. 아 나는 맛은 비슷하던데 아닌가? 달라. 韓国語話せないけど2人は今度 今は食べ物のこと話してるんだよねあ음식 이야기하고 있냐고 응. そうです食べ物の話してました 수담 어디야? 여기는 회사 테라스 레아 커피 앤 티 하나 둘셋 티! 어? 진짜? 어? 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 언니. 아 나는 언니 대답. 아 맞네 맞네 아내 대답했구나 어. 어 뭐야? 응? 뭐 했어? 나 뭐 발... 네. 화면이 바뀌었는데? 아니, 아안 바뀌었어. 아 그래? <laughs> 어 발... 바뀌었나? 어 바뀌었네. 그게 댓글 잘 안 보여. 아닌가? 똑같나? 너 손 왜 수담? 아 여기야 여기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상처 여기는 멍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왠지 그치? 그쵸 여러분 저 과자 먹어도 돼요 배고파요 먹으면 되죠? 아직 파이에요 오늘?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배안 고파요? 고파요. 그치? 이따 못 먹을 거예요. 이따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어? 볶음밥 좋아하세요? 네. 근데 그냥 볶음밥이 아니고 그 뭐 먹고 나서의 볶음밥. 뭔지 알지? 알지. 역시. 아우 정말. <laughs> 아무리 비가 터질 것 같아도 그게 제일 맛있어. 맞아. 수정은이 레아 오빠? 나도 레아 오빠 이제? 수정 수빈? 수정 친구야? <laughs> 아우 깜짝이야. <laughs> 감하고 있어요. 나도 뭐 먹고 싶다. 근데 이거 하나 너무 작지 않아? 응. 그래서 시킬까 했지. 근데 밥 먹으러 가니까. 내가 ASMR? 나 근데 ASMR 진짜 해보고 싶어 한번. 또 진짜 그 마이크로. 음. 궁금해. 재밌겠다. 응. 이거 너무 뭐 예쁘게. 이거요? 응.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응. 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귀걸이? 응. 응. 지 아, 처음 한 거야? 최근에 샀나? 이거. 꽤 됐어? 좀 되게. 전 됐는데 안 입은 게 되게 많아. 그니까. <laughs> 어딘지 다 궁금해한다. 자기 배경이 다 이쁘죠, 여기? 응. 여러분. 틱톡? 응? 틱톡? 틱톡 해달래요 틱톡 제가 응. 하겠습니다 응? <laughs> 올리겠습니다 저도 어딘가 찍어서 아마 아 염려 하면 안 돼요 <laughs> 립스틱을 안연하세요 네. 저희 한시간 잘 시켰어? 네. 수고하세요. <laughs>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서 가셨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이슈즈 몰랐다고 음. 맞죠? 저희도 음. 갑자기 하셨으니까 그쵸? Eat or drink? 난 eat. Drink. 맛있는 걸 좋아해 나 진짜? 응 팬들을 사랑하는 코를 만져보래 어 징그러 봤어? <laughs> 근데 저 신체 비밀이 있어요 뭐야? 이렇게 만져봐 가운데가 없어 나 만져봐 <gasp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언니 근데 화장 지워질 것 같은데? 오! 그치? 가운데 비어있지? 응. 가운 데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말, 말하면 뭐... 뭐라고, 뭐라고 설명해야지? 되 코가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아니야. 두 개 있어. 맞아. 이, 이, 근데 원래 다 그런가? 몰라. 완전 느껴지지 않아? 신기하다. 응. 응. 근데 레아 언니 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말감망 가는 거. 퓨트 리액션 수담 스마일링 아이스 눈웃음 아 수담이 하면 눈웃음이지 아 진짜? 음 <laughs> 그게 되는 사람 잘 없어 근데 난 진짜 신기한 음. 것 같아 왜? 알고 솔직히 알고 있었다 자기 눈웃음이 괜찮은지 <laughs>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웃는 게예쁘다음 부러워 언니도 눈가 예뻐요. 아니 그, 그 눈웃음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눈이 음. 그렇게 되는 사람 잘 없어. 아 그런가? 나 옛날 연습생 때 그거 연습했었어. 응? 응? 웃는 연습하기 하려고. 응? 웃음도 다 연습입니다. 아, 근데 막 그냥 웃는 모습은 다 이쁜 것 같아 사람들 그렇죠? 응. 알라뷰 모두 건강합니까? 저희 모두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합니다 낙지들도 건강해야 돼요 <laughs> 대학은 어떠냐고요? 대학? 응 수감 대학 어떠냐고 응.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수담 진짜 열심히 해 진짜로 <laughs> 완전 인정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 응. 막 아, 공부도 하고 그러던데? 응. 그래도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아닐걸요? <laughs> 그래서 해야 되니까. 네,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음, 있지. 진짜? 응. 대단하다. 그 전부를 다 안 좋아해도 막 수학 그건 파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는 있을, 있을 것 그런 사 과학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아 공부 응. 좋아하는 사람 대단해 진짜 대단해 매우 이쁘다 고마워요 아쿠 찐따까 찐따 깔리안 깔리안 깔리안은 뭐지? 몰라 아쿠 찐따 까먹나 맞아 맞아 언니 나에게 인사 하이 아 근데 뒤에 진왜 왜? 맛있어? 응. 그치? 먹으니까 끝속 들어간다. 응, 먹어 먹어. 어떻게 지내?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요? 아 요즘 저희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응, 응, 응. 맞아.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시험이 다 끝나서. 어다 끝났어? 네, 몇 개가 남긴 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음 그래서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죠. 음, 요즘 시험 공부 열심히 했었다. 공부 열심히 했어. 나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음. <laughs> 저는 음 커스텀에 빠졌어요. 음 맞아. 레오님 너무 재밌어. 일주일에 음.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좋은 게 할 때는 집중을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좋아.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거지. 음. 좋아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응. 음, 언니의 TMI? 있어요? 저는 브라우니를 먹었어요. 응, 나도 먹었어. 네, 여러분, 저 베이킹 처음 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물론 옆에서 디타 언니가 다 도와주긴 했지만 제가 열심히 배워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내가 지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디타 언니 음. 아, 한 번 더 베이킹 진짜 잘하는구나 느꼈어요. 다음에 뭐 더좀 하려고요? 다음에요? 다음에 저는 마들렌 해보고 싶어요. 음 원래 저 마들렌이나 브라운 이둘 중에 고민하다가 근데 그거, 그거 통 사야 될걸? 응. 그치? 그, 그게 없어서 그냥 브라운이 있거든. 음 마들렌도 만들 수 있대요, 비타민. 그것도 배워볼래요. 와, 나는 베이킹 제가 힘들어, 좀. 그래도 언니 저번에 쿠키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자주 못할 것 같아. 그 음. 냄새 때문에 약간 멀미 나는. 맞아 맞아 힘들다 진짜. 나도 먹고 싶다. TMI <laughs> 진짜 많이 물어보시네. 언니 TMI. 아 맞다 나 말 안 했지. 음. 음 custom 얘기했고. 음. 아 요즘 그거 뭐 하고 있냐 그거였지? 오늘의 TMR? 응. 오늘?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둘 다 숙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응. 저희 둘 다 그냥 얘기하다가 나왔거든요. 맞아. 그래 일어나자마자. <laughs> 그래서 TMR 딱히 없, 없을 음. 수도 겠다 진짜 뭐 없어. 오늘 삐낼 거았네요 레아 언니가. 요즘 삥 그거 뭐지? 헤어밴드 아, 헤어밴드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저번에 나 그래서 그 라디오 했을 때 머리에 했거든요 스카프 기억 안 나지? 나 알지 오그 흰색 옷 입었을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당연히 아, 알지 근데 머리 진짜 어려워 뭔가 하기가 아, 내가 하기가 오늘, 오늘은 없다, TMI. 진짜 TMI니까 머리 핀꽂된 것도 TMI가 될 수 있어. 맞네? 모든 게 상관이 없으니까. 터치 연 로스? 애교? 읽지 말걸. <laughs> 나 보고 넘어갔는데 그냥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최근에 어떤 사람 봤니? 언니 그거 봤잖아요 드라마 말고 고등래퍼 아! 언니 또 그거에 엄청 빠져가지고 여러분 봤, 아, 못 봤겠, 못 봤을 수 있는데, 와, 고등래퍼에 빠져가지고 제가 진짜 약간 저보다 다 10살이나 어리더라요 진짜 약간 응원하는 그 마음이 엄마 같은 눈으로 보게 돼. 진짜 아, 맞아. 진짜 근데 열심히 진짜. 생방송 챙겨보고 막. 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음, 지금은 맨날 듣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 지금 끝나가지고 마음이 진짜 허전해서 다음에 <laughs> 수담이한테 <laughs> 끝나가지고 좀 마음이 아, 허전하다고. <laughs> 공감해줬다고 해야지. 공감 안다고 막이 원래 막 드라마랑 끝나면 많이 허전하잖아. 음. 알지, 알지. 요즘 드라마 볼 게 뭔가 딱히 없어.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펜트하우스 끝나가지고 나는. 저도 요즘은 못 봤다. 그치? 응. 마이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 쌈쌈쌈 음. 매우 매우 매우 와 생일인 사람 되게 많네? 뭐 하는 거야? 라키들과 <laughs> 소통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죠 응? 아침에 갑자기 수영이가 일어나자마자 방에서 나오자마자 엄 언니 오늘 뭐 해요? <laughs> 정말 일어나자마자 나 오늘 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갑자기 해됐어요 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 아 우리는 앉아서 수다를 시작하면 안 돼. <laughs> 밤새. 어, 응 맞아 진짜. 저번에 한 진짜 갑자기 떨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또. 아 그니까. 둘 다 졸린데 막 졸린 와서 그러니까. 눈 비비면서 아 졸린데 이러다가 또, 또 시작이 되면은 다시 계속. 맞아. <laughs> 그다가 진짜 아 가자. 이제 진짜 가야겠다. 이제 진짜 가야겠다. 맞아. 그냥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지 2년 됐나? 나랑 쓰자면더 됐나? 언제 언제부터? 2년. 2년 넘었어? 2년. 3년? 이, 제 3년째? 근데도 이렇게 <laughs> 대화할 거리가 <laughs> 솔직히 거의 365일 보는 거잖아. 맞지? 그치? 거의 뜻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도 할 얘기 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진짜 끝이 없어 언제까지 자기 얘기 있을까 우리는? <laughs> 우리는 난 너무 신기해 내가 왔을 때 우리는 할머니 될 때까지 <laughs> 계속 나겠지 진짜 계속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난 너무 신기해 음. 어떻게 그거에는 진짜 매번 다른 이야기야 맞아. 그거에... 주제가, 주제가 계 생겨 막 <laughs>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맞아. 주제 느꼈을 게 없을, 없어지지 않아. 몰라. 심지어 또 정적의 그, 그 시간도 없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So p r t t 나는 비밀번호를 좋아한다. 치킨 한번 동의거든아 근데 음. 야외에서 하니까 음. 뭔가 크게 크게 말을 못하겠다 그런 건 있다 아 그치 그치 응. 음. 엄청 우리 텐션이 저번에 했을 때보다 맞아 맞아 엄청 이렇게 조용조용한 응. 그런 느낌이네 <laughs> 여러분 어 이따가 저희가 뜨기 전에 캡처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다 먹었어.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어째서죠? 감자잖아. 맞네. 받아줘서 고마워. 약간 고민했어요. 이걸로 아 이거 받아도 말아 이런. 나는 여기서 확인했어 어. 나 얼굴. 아, 네. 맞네 다이어트 음식이네. 아니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아, 운동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과자니까 하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는 3시에 과자 먹는 시간이었거든? 아 진짜로? 맞아 언니 막 라면 먹는 시간도 있고 막이랬던거면아 응. 3시는 과자 먹는 시간이었어 나는 그거 맨날 지키고 먹었었어 신기하지? 근데 그때는 그 과자라기보다 그냥 과일 음... 그런 거 먹었었어 항상 3시에 아, 간식 먹는 약간 이런 음 느낌 근데 언니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맨날 해야 되고. 맞아. 규칙이 어, 있어. 맞아. 다른 멤버들에 대해 물어보면 아쉬울 거 아쉽지 음, 않아요. 음, 물어봐 주세요. 대답할게요. 지니 언니는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laughs> 우리 라이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공부에 지쳤습니다. 아, 어떡해요, 공부 지칠 댄수다이 저요. 공부에 지쳤을 때 저는 잠깐 쉬어요. 뭐 해요, 쉴 때? 근데 그건 맨날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죠. 저는. 아, 몇 시까지? 대충 몇 시까지. 근데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스타일. <laughs> 쉴, 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집중이 되고. 그니까. 러 음. 음, 나는 내가 중학생 때 제일 열심히 했을 때 진짜 새벽까지 안 쉬었어 나는 안 지쳤거든 <gasps>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랬어 하지 아, 말았어 아. 하,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방법을 몰라 <laughs> 맞아 맞아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재밌었어 나는 그때가 공부하는 게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한 거지 그러면 좋죠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았었어 근데 약간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졌어 근데 진짜 노력한 만큼 안 나오면 그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한국어 이렇게 하잖아요 언어 공부하는 능력은 좋았나 봐요 언니는 진짜 잘해요 언어 걸 그러니까 골고루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건 잘하고 아이고 어서 화면을 잡아? 미친다 나는 <laughs> I'm lucky. Say hello to me. Hello. How are you today? I'm fine. 왜? 그냥. 아, 수 오늘 화, 얘가 피 엄청 좋아 보인다 화면에서, 그지? 저요? 저 원래 좋은데요? 더 좋아 보여. <laughs> 더 광이야, 광이. 근데 쿠키 다 빠졌다 설마 그쵸? 응. 아, 아침에서 엄청 부어가지고 와 엄청 빠, 다 빠졌는데? 그게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붓기 빼려고 정말 아침에 난리도 쳤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분? 15분마다 언니한테 물어봤어 빠졌죠? 그랬는데 언니가 똑같았어 내는 역시 이 시간까지 되니까 빠지다 빠지다 빠지다 아마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지금도 안 빠졌을 거야 아 그치 음. 아니 저희가 붓기에 관한 얘기 되게 많이 음, 하거든요 최근에 호박즙 을 주문했어요 그거를 이제 아침 그리고 자기 전에 마시는데 요즘 더 붓더라고요 <laughs> 자기 전에 마시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면 자기 1시간 전에 먹었냐? 아 모르겠어 그것도 좀 자기 전에 마시라고 써있어서 마시긴 했는데 음. 너무 자기 전에 딱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야겠다. 응. 화장실도 가고 싶어지고. 맞아. 헛지. 아, 그래도 꾸준히 그냥 다 먹어보려고 해. 아, 날씨 좋다. 진짜. 피크닉 가고 싶어, 피크닉. 나 피곤해. 어떡해. 주말이다 쉬어요. 쉬는 것도 중요해. 진짜. 니네 뭐해? 라키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드민턴 완得意ですか? 배드민턴 잘해요? 저요. 배드민턴 私は 나쁘지 않아요. 私は上手です. 언니는요? 나 잘한다고 얘기했어. 아. 수담이와 나쁘지 않다고? 응, 난 나쁘지 않아. 悪くはないそうです. 아 옛날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 근데 바람 불면 또 안 되잖아. 아 그치 그거 안 되지. 음, 매우 재밌다. 다행이다. <laughs> 재밌어서 다행이다. 레아 제발 노래 불러줘. 언니 요즘 빠진 노래 있잖아요. 뭐? 언니 너무 많은데? 랩에 빠졌잖아요, 랩. 아, 랩은 옛날부터 빠졌었고. 맞지. 제가 봤을 때 저희의 그 진희 언니가 없다면 래퍼는 언니예요. <laughs>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였잖아요. 아, 저는 힙합을 엄청 좋아해요. 맞아. 그치? 나도 내, 내 이런 자신이 의외인데 그 보는 거랑 다 너무 좋아요 흥이 나니까 요즘 그 박재범 선배님의 B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가사도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얘기했지 쌤이한테 그거 진짜 진짜 좋아요 아 그 노래도 좋아 그레이 선배님의 TMI 아 언니가 하도 들어서 제가 알아요 아 진짜? <laughs> 그것도 진짜. 가사가 공감이 돼 완전 그래가지고 아 가사를 난 많이 보는 것 같아 음. 그것도 공감돼서 좋아요 또 고전의 거 나오는 음원들도 다 좋습니다 내가 홍보하고 있어 지금 <laughs> 아 심장 터질 것 같아 아이 핸 오케이? 괜찮아요? 오아 네. 그냥 산천한올것 같은데 왠지 이거 그쵸 완전 기... 뭐 대체 뭐된뭘까 자다가 쳤나? 쳤나? 아니 수나이 친데 이게 청? 뭐라고 했나? 그 커튼? 마 커튼? 응. 응. 달려있어서 항상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닫혀있으면 <laughs> 저기 안에 있는 걸까 맞아. 그 제가 이렇게 닫아놓고 안에서 그냥 혼자 있거든요. 너무 조용할 때는 자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 절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야.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그쵸? 응. 저도 저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 또전 어, 빛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아무리 누가 불을 켜도 그 안에 깜깜해. 그치 그치. 어, 너무 좋아. 와 아, 진짜 좋다. 응. 그 정도야? 네. <gasps> 너무 좋네. Hi 언니. Where d 타 디타 디타 밥 먹어 밥 먹어 갔어요. 이 친구. <laughs> 알아들을 수 있겠지. 디타이즈 이팅 타임. Eat or lunch? Yes, lunch. maybe 양식, 파스타, or 샌드위치. 기타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다섯 살 수담 vs 수담 다섯 명. 다섯 살 수담. 근데 그건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그래? 응. 다섯 살 수담이 얼마나 귀여웠는데. 언니 모르죠? 난 다섯 살 수담은 사실 모른다. 왜냐면 나는 내 다섯 살의 모습 아니까 엄청 착했거든요, 저는. 아 그때만 해도? 네. 정말 착해가지고 전 다섯 살 스타미를 고를 겁니다 <laughs> 아 근데 이 질문 진짜 웃긴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궁금하지 않나요? 나는 언니의 다섯 살도 궁금해 어땠는지 다섯 살? 아무 생각이 없이 하셨었어 그랬겠죠? <laughs> 다섯 살에 생각이 있으면 그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How are you? I'm good 빈첸코 아 안 봤어요 너 빈첸코? 빈첸 막 그런 거 있지 드라마 빈센조? 뭐지 그거 있던데. 어 그거 그건 빈... 그거 뭔진 알아 응못 봤어요 여름 먹방? 여름 먹방 뭐 해야지? 냉면? 냉면도 좋고 어제 먹지 않았어 냉면? 아닌가? 저요? 언제 냉면 먹었는데? 아 저번 주 맞아 저번 주에 냉면 먹었다 아, 맞아 맛있었어? 응 근데 냉면인데 면이 고기가 응. 우리가 그래서 신기했는데 맛은 또 냉면이더라고요 음... 어제 어제 냉 어제는 순두부찌개 아, 맛있었어? 썼어요군 그. 응. 아 맛있었어 아니야 소스야 그건 <laughs> 아 저번에 뭐 시켰던 거 우리 엄청 맛있었는데 뭐였지? 족발 <gasps> 와 진짜 난 역시 잘 시켜 진짜 와 진짜 맛있어 그 족발이 미쳤었어요 감동했잖아. 아니 거기가 왜 맛있었냐면 또 막국수를 주잖아요 원래 족발집에서 음흠. 근데 거기는 비빔국수를 줬어요 <gasps> 맞아 응. 열무 비빔국수를 줬는데 막국수 그 대신에 그게 진짜 맛있었어 맞아 진짜 맛있었어 아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나 진짜 살찐 것 같아 얼굴이 동그랬었지 난 얼굴에만 쪄. 몸은 안 찌, 솔직히. 난 둘 다 모르겠는데? 아니야. <gasps> 얼굴이 동그래졌어. 근데 나는 조, 좋아. 나도. 그치? 응. 보기 좋은 것 같아. 응. 아니, 저번, 저번에 한 2, 3kg 정도 쪘거든요, 찌긴? 근데 그래서 저번에 라이, 그 라디오 했을 때 영상 보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훨씬. 더 뭔가 젊어 보여. <laughs> 더 젊어 보였어. 어. 아 근데 그빠트리가 괜찮겠지? 잠시만요. 여러분 갑자기 꺼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어, 어. 혹치나 꺼지게 되면 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춥다 더 그치 더워 어 오늘 새로운 옷이 나 안에도 이 꼭도 원래 있었는데 안 입었지? <laughs> 네 아니 저번에 수정이가 엄청 예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어깨 이거 그 음. 숄더 같이 한쪽만 와 그건 팬들도 알 텐데 저 옛날에 사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옷 입고 뭔지 알겠다 아 그것이었구나 아, 뭐. 그것이었구나 네 잠깐만요. 수정이가 물 마시고 싶어서. 어, 이 옷 제가 custom한 거예요. 귀엽죠? smile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떠 이렇게. 음, 입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다. 그치, 커스텀했습니다. 예쁘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거. 어, 뒤에 왜 이렇게 진짜 그림 같지? 그치? 응. 우리만 약간 2D 같아 2D 그렇지 않아? 너무 신기하네 레아 건니치와 건니치와 자, 지금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커플! 그러네? 어, 맞네? 화이트 커플입니다. 일부러 맞추진 않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Love you! 아디다스. Yes, 아디다스. 투어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끝이에요. 근데 맞아요, 진짜 여러분. 보여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 우리의 테라스 하면 이거 이 의자? 어. 맞아. 이 의자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때 틱톡에서 한번 여기 앉아서 <laughs> 이거 올렸었어요, 스토리. 테라스였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원래 여기가 벚꽃. 맞아. 아. 벚꽃 피, 피면 와 음. 나무가 됐어. 나무래. 그 깻잎. 깻잎. <laughs> 어 깻잎. 아, 주 좋은 비유였어요. 나뭇잎. 음. 이게 끝이에요. 뭐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laughs> 야야야야야야 우와 사무실 좋아 네 좋아요 맞아 수담 앞머리 어디 있니? 여러분 저의 머리 진짜 신기하죠? 근데 네, 사실 저도 앞머리가 있긴 해요 <laughs> 언니는 옆머리 이게 안 자라요 이제 <laughs> 더 이상 제 머리는 정말 잘, 가, 잘 넘어가요 맞아. 그게 거의 전 벤처럼 잘랐는데 잘 넘어가네. 응. 그게 신기해. 이게 팁을 들리자면 말릴 때부터 그렇게 아. 말야 돼요. 앞머리 할때 그냥 이렇게 말리고 응. 아 처음부터 이렇게 말리고 만약 넘기고 싶으면 넘겨서 이렇게 이렇게 말려야 돼. 오 괜찮다. 응. 그러면 훨씬 좋아요. 수담 막내, 레아 fake 막내. 나 막내 아닌데? 그치, 그래도 막내가 아니지. 응. 데니스 or 지니? 고를 수 없습니다. 응. 엄마냐 아빠냐 그거죠. 응. Where 디타? 디타 런치 타임. 아 이제 디너 타임인가? 시간 때문에? There and some you are so 귀여워 guys. Thank you so much. Please speak English, okay? 아, 뭐, 나 잘하지. 어. レアオに日本語話してください。日本語も大丈夫です。Villa Sick Number! 수장. 아, 영어 진짜 잘하고 싶어. 응. 레아, can you 애교? 이게 시크하게 해줘야 돼, 가끔씩. 괜찮지? 아무렇지 않게. 음, 나도 배워야겠다.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듯이 Speak Korea please. 아, 어? Q&A 가자 Q&A 가자 Q&A let's s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야? 모든 거 대답해 드릴게요 진짜 모든 거 Leah, I like your hairpin. Pink hairpin. You guys look like twins. 오, 쌍둥이 같아요. Speak Indonesia, please. 아쿠 찐따까무. 나 좀 잘한다. 아름다워. Q&A 아마 그거 있을걸? 여기 입은 것 같은데. 포탑 쓸 거라고. 어? 내가 사볼게. 어떡해 나 배고파 오케이. 맛있지? 응. 포카칩으로 할까? 응? 아무거나 다 좋아 자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수남이가 지금 까까 서 온다 그래서 Favorite animals? 음, I, I like dog My, my dog is Hana Very cute Next question. 밥 먹었어 언니?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 먹으려고요. 그래서 수단이가 지금 조금 배고, 배고파서 과자 사러 갔습니다. Next question. 어... Favorite lipstick color? 음... Pink? Or led yes how many duck do you have one one duck hannah Uh, next question. What your favorite color? Mm, I like purple. Yes, purple color. Convex them. 어 좋아. Convex them. Leo, winter or summer? Summer. Winter. Uh, winter very cold. 다 영어로 얘기하고 있었어. 진짜? 응. 왜냐하면 짠 거 먹었으니까. 오, 근데 엄청 빨랐네? 응, 허락 없잖아. 아, 맞네? 어, next question. Adidas or Nike? 하나, 둘. 응, 나 근데 이거는. 신발은. 나이키. 신발은. 신발 나이키. 옷은 아디다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Next question. Favorite song? 수단이 favorite song? 저 요즘 꽂힌 게 하나 있는데 응. 음. 유튜브에 응. 음. 아 맨날 맞아 그런 거 듣고 있더라. 응.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노래들로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응. 그거에 빠져서 그거 맨날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딱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약간 그런 그런 거지. 뭐헤스타일 지울 때 듣, 기 좋은 노래 이런 거지. 음 맞아 그런 거 듣고 있더라고. 저는 아, 힙합 박현진 학생 인트로 인트로 저한테도 보여줬어요. 인트로 좋습니다. Next question. 고, 고양이 or 강아지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강양이지 강야지 수아이 <laughs> 말이야 아 진짜 고양이야? 응. 갑자기? 왜요? 아 난 둘 다 좋긴 한데 응. 내가 키운다면을 생각했어 음, 음. 응. 수담 수지 선배님 오 아이유 선배님 어, 이거 무슨 마라탕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음. 이거는 전 말할 수 없어요. 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존경. 두분다 너무 존경합니다. 자, next question. 수담, long hair or short hair? 하나, one, two, three, long. 오, why? 음, because. Yes. 슈펠 음흠. 시크 아 어. 음. 롱헤어 뷰티풀 음 오케이 러브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계속 영어로 할 거야? 아니 아니 blue 올레드 하나 둘 음. 하나 둘 셋 blue. red. blue? 모르겠다 blue. 음. 음. 블루 좋아해 아마 큐는 이거 맞지? 응. What's your favorite snack? 나는 이거 최근에 과자나 오늘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이런 과자, 스낵 과자 그치? 응, 난 최근에 짱구 먹었다 아, 짱구 맛있지 추러스 아, 추러스 맛있지 네, 한창 빠졌다가 맞아 맞아 맞아 아추료스 맛있었어 지금 여러분 10% 끝날 때까지 하자 꺼질 때까지 어때? <laughs> 근데 막 안 꺼지는 거 아니야? 화면이 꺼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Favorite drink? 음료수? 아 어제 마셨던 블루베리 에이드 음. 블루베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셨어 저는 맨날 달라요. 음료는 딱 한 가지만 정할 수 없어. 아니. 근데 사이다랑 콜라 줄링에 고르라고 하면은 콜라예요. 잠깐만. 윈터 올 썸머? 음, 나는 윈터. 큐티 올 큐트? are you guys doing on Sunday? 오늘 뭐해요? Today's 바닐라. 난 초코인 것 같아. 음. 둘 중에 고르자. 근데 난 둘 다 좋긴 해요. black or white. black. white. 태양 또는 달. 달. 미즈키니까. 나 달. 초콜릿 또는 치즈. 치즈. 음 몰라 나는. 초콜릿 아 그래? 치즈인가? 페이브릿 아이스크림 바닐라 오레오 오레오 진짜 좋아해요 응 나는 초코 응? 초코를 좋아하네 <laughs> 그냥 초코를 좋아하는 걸로 아이스크림은 초코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음아 진짜? 응나 초콜릿 항상 시키잖아요 아 맞네 안 추워졌어 바람 불어가지고 요거트도 좋아 응. 라멘 or 치킨? 아 그것도 다른데 최근에 사장님 라면 맛있게 먹었잖아 라면 응 하지만 난 치킨 나도 치킨 와 라면 치킨 왜 이렇게 많아 퍼플 올크림 퍼플 퍼플 페이브릿스 음... 나는 포도 진짜? 포도 좋아하는 거 같아 나 맞아 청포도 응 나는 수박 아니면 딸기 아 수박도 딸기도 좋아 과일에나다 다 좋아. 수박 진짜 좋아요. 맞아. 작년 수박 주스 진짜 많이 마셨으면 것 같아. 파스타 올 피자? 와. 아. 근데 나는 얇은 피자가 별로 안 좋아. 뭔지 음? 알죠? 피자 그 음, 음, 음. 음, 음 파스타 집에서 파는 그런 피자라고 친다면 난 파스타를 선. 음. 플리기 와플레버시 프레이드. 네. 난 프라이버트. 음. 섹시 or cute 컨셉? 섹시. 아, 전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cute? 섹시라고. 오. 무조건 여기.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나도 바나나 우유. 수담 씨, 다섯 살 레아 언니 아니면 다섯 명의 레아, 레아 언니? 다섯 살 레아 언니 <laughs> 그래서 뭔가 하던데 저도 됩니다 바닐라 올 민트? 언니 민트 좋아해요? 음. 안 좋아하죠? 음. 저도. 내가 시켜본 적이 없어 저도 저도 아 있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응 그치? <laughs> 내가 시켜본 적은 없어 굳이 시키지 않네 응 so 와, 얘 진짜 꺼질 수도 있겠다. 응. 이제 마무리할까? 응, 응 마무리할까? 우리 근데 그거 하기로 했어. 그 쏙쏙 다. 맞아. 자, 여러분. 저희 캡처 타임 할게요 어, 그림자가 뭐니? 그림자가 있었어? 무서워 왜 그래 여러분 그림자가 있었어요? 일단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하나 둘셋 나 이상한데 다시 다시 나나 다시 다시 다시 자 여러분 다시 자, V부터 V 응? 하나 둘셋 찍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뭐하지? 하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얘가 이상한데?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일어나 또 또, 또.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재밌었어요.